Ừ. Mm-hmm.

음? 어? 음. 음. 음. 음? 음? ああうんうんうん、うん、えいうん、うん、うん、うん。 嗯，哦，嗯，哦，嗯。 어. 음? 어. 음. 음. 음? 음? うん。うん。えい。うん。うん。ん。ん。ん。ん。 哦，嗯，哦，嗯，哦，嗯。 음? 음? 음? 어. Mm-hmm. Oh. Huh? <laughs> Mm-hmm. Huh? Mm-hmm. Huh? 음, 음, 음, 에, 음, 음, 음, 어, 음, 어. 음, 음, 어. うんうんうん Mm-hmm. <laughs> Uhum. Hum.